잘 만들어? 안 울린다면서 그런 말을 하냐 <laughs> 얼굴 안 나와 걱정하지 마 여기야 김밥 하나 뜨거울겠네 너무 많이 먹어 잘 뜨거운데? 뜨거워? 어. 빠르게 빠르게 뜨겁다니까 빠르게 해라 기억나 어디 감자탕집 갔나? 골고루 이렇게 골고루 아, 그, 그때 영재 왔을 때 아, 뜨거 그거 없다고 어? 맞아. 이 여기서? 아니야. 이었어 아니야. 뜨거 먹으면서

황금마차 보면은 얘가 눈 돌아가가지고 왜 취소 했어 얘다 얘기해줘 황금마차 올 때마다 눈 돌아가가지고 돼지겠다 그래서 또 취소했어? 나는 안 자는데 하 저는 왜? 용산 뭐죠 하던데? 내가 톡보내줬 네. 어. 내가 왜 도착해? 이거 그래서 환불이 그럼 어떻게 근데 현금을 받아놓은 거 돌려줘야 돼 아니 차는 뭐 누구 한우 그럼 열차 없을 텐데 예약 안 하면 소소하겠지 뭐빅 익산이더라고 가깝더라고 전북 빅석 입석은 있어요 지금 자율석 있지 대전시 자 어. 자유속도 없는 시간 많아 있어. 항상 아닌데.